정도는

왜? 네, 왜? 네. 여자친구 왜 방에 자고 있는데? 여자친구 내방 여자친구 씨발 잔다 소리도 안 했잖아 아니 뭐내 집에 내 집에 여자친구 들어온 게뭐 잘못된 대신 대신 대신 아! 아이고 왜이데 자수 나한테 하나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하고 친구하고 대가하고 이하고 누워 있어 아이고 뭐 잘못됐나? 잘 됐나 그럼? 왜? 잘 됐.. 아! 잘 됐나? 왜? 여자친구 만들어라 왜 만들었잖아 너 자고 있잖아 여자친구 만들어라 지금까지 이렇게 아, 나 진정해봐라 맞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 잘못된 거야? 집에 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갖고 만드는 건 당연한데 어제부터 쓰다고 옆에 와갖고 지금 집에 와갖고 하고 사고 누구 같이 누워 있는데 여기 왜 도심이고 엄마 집이지 어른한테 어른 엄마고 데가 하고 집이 누구는데 저 집에 온다 여자친구는 그래 그럼 여자친구 집에서 나가라 시켜 아, 아니 아, 니 엄마 그러면은 허락 안 받아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야? 내가 여자친구랑 자서 화가 난 건 알지? 나가졌지 진짜 엄마한테 인사도 안 시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친구하고 옆에 자는 게 어디 있노? 아 그럼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잠깐만 아 됐다 어디서 나 이거 자기야 자기야 좀 일어나봐 자기야 어, 안녕하세요 코니 여자친구 코니입니다 저기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?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? 사전이요? 사전? 사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? 사전? 아 사전을 라고 적혀 있구나 사전 어. 킹클럽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 제 친구 저... 저기 앉아있고 저기 저기 괜찮아요 <laughs> 죄송한데 그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혹시 전화번호 좀 제 친구 소견 아 어, 어디요? 저기 <laughs> 아, 괜찮으세요? 아, 네, 네. 아,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면이요? 네. 된거 아니야? 된거 같은데. 오! 오! 깜이야 올라갑니다. 3층. 문이 닫힙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빨리 타. 그렇지. 응. 어. 다 타. 빨리 출발해야지. 다 타, 다. 그렇지. 다 타. 문이 닫힙니다.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 빨리 갑니다. 잠시만요. 어, 빨리 타. 타, 타, 빨리. 얼른 타, 빨리. 타, 빨리. 너 아저씨한테 장난치지 마. 어? 장난치지 마. 빨리 타, 타. 타. 그렇지. 응. 아저씨한테 장난치지 말고. 강원 초과입니다 저기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63빌딩을 가고 싶은데 이 멍멍이한테 지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얘가 찾아가거든요. 근데 이 지도를 걔제 안내견 눈에 보여주면 얘가 찾아가거든요 네, 네 훈련 받았어요 63빌딩을 가고 싶은데 아, 잘 봐봐 봐봐 올라가 올라가 여기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쭉 가서 쭉 저기로 쭉 저기 어,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? 사랑아 지도 봐 사랑아 돌아서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애기한테 말하듯이 해 하면 얘가 네. 보거든요 사랑아 음 그렇지 육삼 빌딩 제가 보다 사랑아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사랑아 봐라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아빠 아빠 아니 아빠 사랑아 여의도 여의도 아니 이걸 보라고 친구야 건널목 건너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MBC 찾아가서 사랑아 얘 예. 강아지 현재 현재이거든 어?